이 집에 사람이 있어 정말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드링크버리기 어어어 어, 어, 어 <laughs> 열이 거 먹고 버리면 안 되나? 구상 반버리티 구상 없어 그만 버리라고 해아 그 드링크 열이 개는 좀 아니지 않나 <laughs> 야 가진 게 드링크 열이개 없는데 야 이거 진짜 심했다 너무 심했다 드링크 버리는 거 진짜 너무 심했다 좋아요와 구독 근데 예전부터 이거 해달라고 한 사람도 몇명 있었거든 근데 내가 했는데 <laughs> 그때 예전부터 해달라고 했어 쪽비대들님도 켜달라고 그랬었고 몇 명 해달라고 했었는데 채팅창에서 봤는데 못 본척 했었어 선생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UI 다음 자기장까지 끄기 제, 아 이거 확률을 좀 줄여야겠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아직 캐 하도 의미 없어 이거는 약간 좀 긴박할 때 눌러서 돌려야 재밌으십니다 아직은 어. 그치 옷 어, 이쁘지 이뻐 UI 키고 UI가 자동으로 켜지네 앞에 오토바이 집에 가자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여기서요? 아 반칙이 아니라 아니 어쨌든 하긴 했잖아 당장 당장 하기 이런 거 없었잖아 아 차에 치여 그러면? 어? 그럼 차에 치냐고 반 버렸어 아 이거 아나 그냥 갈래 야 싸우지 말자 지금 <laughs> 아 굳이 싸워야 돼 얘랑? 아 화내는 거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야 어. 아 미쳤나 진짜 아 미쳤나 진짜 아 미쳤나 진짜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게임에 너무 진행이 방해되는 거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면 불 꺼진네 안 아, 누를 수도 없고 <laughs> 이거 예쁘게 f 키 누르기를 30으로 <laughs> 바꿔야겠네 반등 너무 자주 나가 우루서스님 별풍선 10개 아, 감사합니다 아, 까먹고 있었다 나이 먹어봐 원래 이래 어우 아 놀래라 깜짝이야 시끄럽다 그치 소리 끄고 하자 이거 오늘 될 날인가?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하고 가자 하나 둘셋아 실한가? 아, 시끄러. 와 진짜 부정적이다 나는 이렇게 제팟이 터지면은 아 오늘 되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제팟 터지니까 여기서 운 다 썼네 <laughs>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생각할 때랑 달라 이거는 되는 날 되는 날 델롬델 안되겠다 뛰어가는 건 안되겠다 중고박에 가자 너무 멀다 오토바이 와 여기서 왜 있어 슬핑이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 50개 냠냠 아 잠깐만 나 너 왜 자꾸 죽이려고 해 기다려봐 지금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돼서 험하게 죽어서 술팅이 꽃님 별풍선 음, 내렸어. 50개 감사합니다. 저 예쁜 음, 내렸어? 그럴 줄 알고 내렸어? 풍장어택님 별풍장어택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무서워서 어떻게 정력을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속도 조절 50개 감사합니다. 10초 소리 끄기 이 집에 사람이 있어진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드링크 버리기. 어! 어! 어! 열이 곱 이거 먹고 버리면 안 되나? 구상 반 버리기. 구상 없어. 그만 버리라고 해. 아, 그 드링크 열이 곱는좀 아니지 않나? <laughs> 야 가진 게 드링크 1 7밖 없는데 야 이거 진짜 심했다 너무 심했다 오늘 될 날인가? 드링크 버리는 거 진짜 너무 심했다 어 마음에 마음이 너무 아파 <laughs> 야 그거 확률이 너무 혜자야. 얌얌 전어 더 넣어야겠어 카고파이다 이제 그동안 나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이걸로 내가 풀라고 만든 거긴 한데 너무 심했잖아 이거 아싸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드링크 거리. 슬핑이 꽃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모션하게. 티니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드링크 버리기. 아, 베리는 줄 알고 온다. 어떡하지? 티니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살구 송부르기.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참회야 네가 없으니까 참 외롭다 네가 웃으면 좋아 든든한 <laughs> 이야기를 널 좋아하는 내 <laughs> 마음을 너한 이거 일점만 할게요 <laughs>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파밍 좀 할게 이거 아 잠깐만 있어봐 나 정신이 없어 지금 아니 정이랑 싸우는데 막 살고송 부르라 그러고 내가 멀티가 안돼 아니 적당히 1번 총만 버리고 1총 버리고 다른 총 먹고 땅콩 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 양손으로 만세 만세 슬팅이 만세! 만세! 집에 있어야겠다 그냥. 다음 킬까지 위자버리기. 아, 진짜 싫어나 진짜. 아 이거 이건 잘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김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저 2번 총만 버리기. 아. 총만이니까 할배는 9 미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초 눈 감기 1, 2, 3, 4, 5 가야 돼 이렇게 해야 의자를 찾을 수 있어 슬팅이꽃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스쿼트 5개 바로 하기 가야 되는데 치킨즈 4,200개 걸렸는데 의자 없어서 잘뛴 건가? 아, 니 게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니님 별선 50개 감사합니다. 그거 사촌이네. 가방 버리. 아니 이거 어떻게 가방 어떻게 버려? 무거워서. 아씨,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치킨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거 하고 이 판하고 확률 좀 조정할게요. 꽝이 안 떠, 꽝이. 50개 냠념이 왜 안 떠? 피니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번 아! 아, 저 없어! 야! 초 없나? 아! 조졌네. 잘 쏘네 아 이거 망한 것 같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이거 아, 이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재미가 있어 이게? 아이 치킨 거의 다 먹은 치킨을 바꿔야 돼 너무 심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50% 하긴 <laughs>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번 총 버리는 거를 안 나오게 해야 돼 이건 10% 가자 이거 이거 버리니까 답이 없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50개 감사합니다 저 이번 주만 버리 아 적당해 진짜 네, 이번 주 그만 버리라고 해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술팅이 꽃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술핑이꽃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면은 미션 깨는 것보다 내가 더 받아요. 술핑이님.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느낌. 이거는 되는 날, 되는 날. 델롬델. 그 들어가자. 들어가서 파밍하면 되겠지. 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룰렛도 삭제 각이네요. 물결표 음. 디귿끝. 아, 예스. 오늘 하면 당분간 안할 거야.